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제 퀴즈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우지에게 유후남이라는 별명이 유는 유후남이요? 유후남? 그런 별명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? 설마 데뷔 때 너를 노래해 유후 때문에 그런 게 있었나요? <laughs> 아 이미 이렇음을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우아해의 뜻은? 우지가 좋아해의 줄임말입니다 우아해 러비큐, 예쁘다, 우리의 생각은 나보다 뜨겁다, 만세 네? 다 제가 한 건데요 연아이돌 우지 뽀뽀의 당시 우지에게 가장 먼저 뽀뽀한 물건은? 누굴까? 그러니까 어려운데요 도겸이? 사실 이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주 나이스 작업할 때 영감을 준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의 제목은? 그 애니메이션까지는 아는데 그 오프닝의 제목을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아따맘마였는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음, 놀래든생 속에서 우지가 리코더로 불렀던 노래 이름은? 어? 할아버지의 11개월? 맞아요? 어 할아버지 와 11개월과 헷갈렸다 2 5 번째 작년이잖아요 나뭐 아, 입었지? 그럼 뭐, 제가 뭐, 뭐 입었죠? 저는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티셔츠요? 일단 흰 색깔 티셔츠는 안 입고 있었을 거고요 검은색? 아 맞아요? 어 다행이다 셔츠 셔츠 잘 안 입지만 혹시 체크인가요? 맞나요? 아 연습생 시절 처음 평가고 연습생 시절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곡이요 제가 오디션 곡은 기억나는데 평가곡은 기억이 안 나네요 첫 평가 꼭 뭐라고 적혀 있어요? 아, 그랬었나?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합니다. 공공 활동 당시 머리색 갈색이었던 것 같아요. 파마를 했었습니다. 볼찌르기는 제 그, 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요 <laughs> 아, 대충 한, 한 14번? 15번입니까? 어, 20번? 아, 33번 31번 30번? 이걸 알아요 사람들이? 나도 모르겠는데? 잠깐만 시카고 면은 시카고 피자? 뭐를 먹었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아, 아 이거 영상 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캠핑 처음으로 1위 한 날짜와 곡이름 제가 승관이었으면 맞췄을 텐데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우선 예쁘다 였고요 초챔피언에서 1위를 했고 며칠인지는 기억이 잘안 납니다 나는 1분 7 제가 좀 까탈스럽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100% 그때 당시 저로 이게 돌아갔을 때 왜 이래? 어디 아파? 왜 이래? 약간 이런 그때 골키퍼로 참여했던 풋살팀 이 뭐지? 레알 막 드리블? 레알 막 드리드 막 드리드? 마리드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지 않은 소품은? 고민형이요 신호등 나왔고 망원경 나왔고 아 라이터 안 나왔다 성냥이구나 예. 몇 개나 을것 같아요? 어 그래도 꽤 성적 나쁘지 않지 않나요? 꽤 많이 맞춘 것 같은데 아 <laughs> 반절밖에 안 됩니까? 아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<laughs> 반절밖에 못 맞추다니 지금까지 세븐틴 우지였고요 어,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